아. 이거 봐. 이게 너무 많이 오지? 이지야? 너는 집안에서 놀아야 돼. 많이, 너무 많이 오지 비이봐 어, 비 너무 많이 온다 아 너도 봤지? 오늘 비 와서 못 나가는 거다 아, 냄새만 맡아 바깥 냄새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쳐줘 어때? 자 이제 중지도 바깥 바람 좀 쐴까? 중지? 중지 일봐 중지도 아이고 봐봐 비 너무 많이 오지? 이래서 못 나가는 거야 중지야 응? 비 너무 많이 오지? 뒤 보자 아래 보자 중지 슬퍼 응? 근데 슬퍼 네? 어때? 이거 봐라 오늘은 실내 체육회 실내 체육 중재 애들 白布。